うん。 이아 아, 내려 이쪽에 하나 아, 해봐 어 他说。 voltar. 해야 되면 꺼내지더라고 한 17개씩 났는데? 아, 17. 거. 분도 안 됐구나 이게 먹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네, Thank you. сказать. 더 들어가지. Okay.